꺼풀이 처져서 눈을 뜨는데 불편함이 많았었고요. 어, 눈 밑에 지방 때문에 예, 항시 피곤한 모습이어서 그런 모습을 개선하고 싶어서 성형수술은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, 저희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어, 수술을 함으로써 젊은 저를 찾을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,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하루 정도 어, 통증이 있었지만 견딜만 했었습니다. 음, 수술 전과하고 후하고 어, 많은 차이가 있어서 주변 분들이 아주 수술이 잘 됐다 그러면서 어, 자기들 도 소개해달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.